간다 이 녀석 오케이 좋았어 이렇게 망치 를 대가리니까 이거 이게 뭔가 이게 대가리를 찍어버리면 고기 아, 어 이게 괜찮은데 막 피하네 그래서 물선을 그리라니 고물선 운동이다 이 녀석 어 잠깐만 대가리 깨면 안 되는 거잖아. 어떡하지? 내 실수로 대원 거북이 대가리를 이 깨버렸네. 저 뒤에 아무거나 다 나와. 방법은 하나 자살입니다 자살 일단 다시 해봅시다 그때 그때 뻔했어 존대했어 이씨 개빡세네 어 뭐야 화면 왜 이리 달달 떨어 아이 괜찮아 괜찮아 잠깐 때 아이 저, 저 발판 녀석 발 이거 발판 때문에 이것만 몇 번째 하는 거야 내지마 안돼 망한 것 같은데 어 하나 더 있다 여기서 이게 잘 던져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떨어져야 돼요 엉덩이 엉덩이 엉덩이 엉덩이 दे बोरी को 아이템을 먹고 이게 역시 본성이 이게 도전적이고 먹겠습니다. 자, 일단 한번 해봅시다. 게임, 하수구. 있다는 얘기예요. 일단 그 녀석도 끝내주고 혼돈 나죠. Можно. 오케이 자, 여기 대도전 저꽃 깨물려 빠스를끊리는데 들어가면 뭔가 있을 것 같아 어? 뭐야 세 번째 거 여기 있어 이거 비밀길이잖아 이 다시 삼 삼트 그. 여기 저것도 굳이 버튼이 안 누르는 거 누구 있을까? 여기까지는 아무것도 없 여기서 두 번째 나왔어 여기가 세이브 된다고 pouvez pomper. vidím. Ajko. 잠깐만 뽀 샀다 잠깐만 아이템뽀 사버렸는데 이다시 a 요 지금 tempo é ao 잠깐만 임종 아 비밀길 있네 빵빵빵빵 오케이 오케이 있다. 어, 화살표 메뉴 소련사 자 결국 건드리면 안돼요 이왕 땡 비밀길로 도전 del Polesino. 하였습니다. 와사지는 들어가고 끝까지 하고 저장을 해봅시다 예스 저장했어요